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다섯 번째 러브 스토리, Fifth Love Story는 어, 악인전 결말의 아쉬움, 배우 김성규의 발견, 그리고 떠오르는 영어 성경 문장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러브 스토리는 어, 우리 러블레터의 관점인 신의 영원한 사랑의 관점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죠. 어, 음, 그래서 다섯 번째 러브 스토리는 사랑의 본 본질이신 신을 인간이 무시하고 살기로 했을 때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또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 결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 결말을 얘기하기 전에 배우 김성규 씨를 먼저 얘기하고 싶네요. 이 배우 김성규 씨는 범죄도시에서 어, 장첸의 왼팔로 나왔었죠. 그때는 사실 진짜 그냥 어, 또라이 그 정도로 <laughs> 별로 그렇게 강한 임팩트는 없었는데요. 예, 어쩌면 김성규 씨가 그 역을 너무 잘 소화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 사실 이 김성규라는 배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 이 배우는 조금 다른 매력이 있다.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작품은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킹덤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형 좀비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이 김성규 씨가 굉장히 또, 어, 잘 어울리는 인생 역할을 맡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거기서 신비로운 역할로 나오는데요. 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이 악인전에서는 어 제가 오늘 봤는데 연쇄살인마의 눈빛과 연기를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잘 소화했습니다. 엄청나게 체중을 감량했다고 하죠. 예. 어, 정말 역할을 잘 소화했어요. 그래서 어, 너무나 당당하고 붙잡혀서도 막 자신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너무 해맑게 웃는다 그럴까요? 예. 자기의 행, 한 행동에 있어서 뉘우침이라고는 조, 조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영화 중에 센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센시티라고 어, 영화가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 일라이저 워드가 어, 굉장히 미소년 케빈이란 역할로 막 그 당시 추기경인가요? 그 아들로 나오죠. 그러면서 온갖 잔인한 그런 어, 연쇄살인을 하고 막 아, 시체를 토막내고 그런 것을 웃으면서 막 하는 그 표정이 정말 소름 돋아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김성규 씨가 악인전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그센시티라는 영화 속에 케빈 역할을 했던 일라이저 우드를 떠올리게 했어요. 어, 연기를 너무 잘 소화하지 않았나 김성규 씨를 좀 눈여겨보게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어, 살인 동기에 대해서 아버지의 학대 속에 자랐다. 뭐 그래서 약한 여자나 그런 노인이나 아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자들을 위주로 죽이는데 어, 어쨌든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또 본인의 그 기준에서 또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뭐, 뭐 살인을 하다 보면은 어, 자기의 기준으로 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오겠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살인 장면들이 좀 몰입을 방해를 했고요. 또 그 교회에 굉장히 성실하게 출석하는 착한 청년이다. 그 이웃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이중성에 있어서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몰입이 되지 않는 어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사소한 일로 살인을 일삼은 이 주인공이 법정에서 내가 악인이고 죄인이면 모두가 악인이고 죄인이다 이렇게 재판관 판사를 위시해서 너무 자신 있게 좀 얘기한 점이 좀 너무 비약되지 않았나 예. 음... 어,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게 영화의 묘미일 수도 있지만, 어, 스토리 전개 에 있어서 몰입을 힘들게 하는 개인적인 아쉬운 점들이 남습니다. 러블레터 채널의 관점이 인간을 향한 신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이 없다고 결론을 짓고 각자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튀기는 싸움이 가득한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분은 사실 없었고요. 예, 청소년, 청소년 불과 청불이죠. 청불의 범죄 액션물답게 굉장히 그 어두운, 가장 어두울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어두운 면을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킬링타임용으로는 보실 수 있겠지만 뭐 굉장히 교훈적이고 강추드릴 수 있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마무리하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우리 영어 성경 문장 중요한 것들을 암기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5절, Romans chapter 3 verse 15입니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영어라면 they are quick to kill. 섬뜩한 문장이죠. They are quick to kill. 밑에 적어 드릴게요. They are quick to kill. quick 이렇게 발음이 되죠. 그러니까 죽이는데 굉장히 퀵하다는 거예요. 예, 후딱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고 보지 않더라도 앞으로 혹시 보게 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이 없다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이익과 나의 기준에서 어긋난 상대를 죽이는데 퀵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후딱 해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암울하고 굉장히 섬찟한 그런 문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영화뿐만 아니라 뭐 우리 또 범죄 이런 잔인한 범죄가 일어나는 사회를 볼 때는 정말 그 범죄자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많이 주저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죠. 예. They are quick to kill. 예. 좋은 그런 뜻의 문장은 아니지만 이 임팩트 있는 우리 영어 성경 문장 로마서 3장 15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